안녕하세요. 대학로는 한국의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로 불리면서요. 음, 뮤지컬, 연극, 어, 다양한 공연들이 365일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공간입니다. 2019 Welcome 대학로에서는요.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팬미팅,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자막 공연, 그리고 non-verbal 쇼케이스 등과 같은 다양한 공연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방문하셔서 한국의 좋은 공연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와는 뮤지컬 My Bucket List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My Bucket List 공연은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예스24 스테이지 2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때 뵐게요.